오늘은 2021년 1월 15일 11시 14분 오늘 뭐 특별한 일을 하면은 뭐 음, 저 이제 드디어 이번 앨범 새 앨범 촬영 아니 그 녹음에 음원 녹음에 들어갔다 이번 앨범이 아마 저번 앨범보다도 훨씬 준비 기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면서 뭔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생겨고 많이 이게 정리가 되, 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 믿고 지난번에 못했던 다음 최선을 못했던 그 것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다시 일을 시작하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저번 앨범 한 활동을 돌아봤을 때 만족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것보다도 음 많이 아쉬웠던 게 좀 많긴 했, 했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 좀 요번 앨범에 좀 더 욕심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, 뭔가가 기벤테이큰 이제 보더데이원 녹음했을 때 생각도 <laughs>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는 모습의 폴스님들도 뭔가 어 근데 노래 진짜 많이 들었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해주시니까 기쁜 것 같고 그만큼 이번 앨범에 진짜 자신 있고 훨씬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안무는 아직 시작 전이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 단계는 매우 좋은 것 같고 스타트가 좋으면 그렇게 쭉 이어갈 수만 있다면 스타트는 진짜 그러면 진짜 좋은 앨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아 오늘 뭐 딱히 큰 얘기는 이 정도? 음, 새 앨범 녹음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음, 팬미팅 이제 연습도 시작이 될 텐데 아, 런미와이시랑 상남자가 정말 선배님들이 워낙 잘 진짜 너무 레전드 곡이어서 <laughs>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멋있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 많이 팬미팅 때 빨리 하루빨리 엔지니어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j 의 알프노트 어, 11시 17분 45초 마무리